야, 자 여러분들 지금 채집지로 이동 중입니다. 뭐가 나올까요? 크레나투스? <laughs> 와 이게 뭐가 있을까? 여기서 수소곤충도 채집하면 재밌겠는데요 여러분? 와. 야, 아, 여기 농수로가 있네요 야 이런 데다가 트랩 설치하면은 정말 신기한 거 많이 잡힐 텐데 뭐 대만이나 인도네시아 인데 가면은 Triops 있죠 Triops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올챙이도 많아요 보시면은 저기 올챙이가 있는데 여기 white tree frog도 많이 살고 커머토드도 많이 살아서 왠지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꽃쪽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 아 여기 어디있냐 여기 여기 여기 아 어. 거는 그냥 우리나라 넓적배 사막이 닮은 것 같은데요? 넓적 넓적 넓적 잡을 거 안 잡을 거예요 아야야야야 또뭐 있어요? 아니 와 그걸 어떻게 찾아? 야 넓적배 넓적배 근데 진짜 눈이 좋아 신기해요 잡았듯 지금도 뭐 잡았다고 하대요와 헬리콥터급이 달려왔습니다 와 오, 이당자 여러분들 오, 이제 이제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 장을 내고 설민아 설민안? 오 예쁘다 우와 야 봐봐 여 봐봐 야아굿굿 잡아야 일단 잡아야 아. 와한 번에 잡히는데 이렇게 많이 잡히네요 예. 야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비단벌레. 비단벌레가 멸종이지, 이거 이거 멸종이기. 와 진짜 멋있다 그야 대박인 것 같아요 예쁘다. 근데 오늘의 목표는 사실 어, 사막이기 때문에 우선은 넣어놓고 이 친구는 나중에 리뷰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꺼안 잡을 거예요 비단벌레. 비단벌레. 잡아야지 볼미난? 볼미난. 야, 이게 이름이 볼미난이라고 하네요. 야, 볼미난. <laughs> 야, 지금 우리 헌터분께서 채집을 해주셨습니다. 이게 바로 난초 사마귀 그레나투스라는 친구인데요. 얘는 우와 진짜 이쁘다 이거 그냥 집에서 식물 하나 기르면서 집에서 식물 하나 기르면서 키우기도 딱 좋을 것 같은 어 안녕 갈 거야? <laughs> 이렇게 보이죠 저 엉덩이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꽃잎처럼 하기 위해서 진화를 이렇게 한 것 같고 다리도 이렇게 생겼고 어 근데 날개가 없네요 야 일로 와봐 잠깐 오야 야, 어디가 <laughs> 야 그렇게 빠르진 않고 얘가 약간 건들건들해요 일부러 식물을 흔들리는 척을 하는 것 같은데 어림없죠 바로 잡아버렸죠 근데 이게 크레나투스 난초 사마귀가 이제 꽃사마귀로 많이 불립니다 어야 얼굴 좀 보자 으아 어, 아 장난꾼 이게 좀 작은 거 봐서는 수컷일 가능성이 좀 있는데 우선은 잡았으니까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뿔꽃무지다 어, 우와 야 이거 진짜 우리 만천곤충 박물관에 가면은 표본이 많은데 거기서 보는 것들이 지금 다 여기 있습니다 야 뿔꽃무지 오 이거 이거 넓적배 사막이요 난초 사마귀입니다. <laughs> 크기부터 다르고요 생와 진짜 소형 장풍뎅이 느낌이 나는데요 귀여워 장난감 같이 생겼어요 피규어 같죠 살아있는 피규어 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여기 여기 here 야 우와 우와 아이 도망갔다 안 찍고 있었어 야이 친구가 이끼 이끼 사막입니다 이끼 사막이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 와 어, 음, 음. 호랑나비요? 음. 옛놈 제비나비네 제비나비 야 호랑나비 유충이래요 근데 이게 앞뒤가 구분이 안 되는데요? 새끼도 오. 있다. 달팽이. 어? 뭔가 잡았는가 본데요? 뭔가 잡았어요. 잡았나요? 지금 뭐 뛰어가고 있는데. 어, 아 바구미네요. 네. 형이 말하니까 바로 나왔어요. <laughs> 아 이게 종류는 모르겠고요. 약 작은 바구미입니다. 도깨비같이 생기예 여기는 어, 뭐지? 주댕이도 튀어나오고요 팬더 바구미 아이 도깨 오 bucephalus. 암컷 암컷 아, 아, 암컷 bucephalus 맞나요? 어, 맞네 크기가 네 이거 여기 있는데 아 맞다 너는 너는 먼저 하시오 이 정보 어떻 해야 돼 아니요 그냥 이게 bucephalus가 이쪽 엉덩이 라인 쪽으로 이털 금색 털 같이 이렇게 나 있는 친구가 bucephalus 암컷입니다 모기가 많네요 야 사마귀 잡다가 많은 곤충들을 잡고 있는데 우와 찐득이 보여 <laughs> 찐득이다 로 빼내고 있어요 아, 와 옷걸이로 빼내신다 우와 그냥 클라스가 다릅니다 그건 아예 안 보이고 태권아 이거 열어주면 안 돼? 네. 형도 아, 눌게. 와, 아, 이거. 오, 나온다. 스턴님과 수컷의 지금 대결입니다. 잡고 싶은 자와 잡히려고 하지 않은 자. 아 나 이거 잘 빼내는데. 부르님 한번 가주시, 가주시죠. 부르님이 한번 빼주시죠. 옷걸이로 이렇게 채집하시는 분은 어. 뭐 처음 봤어요. 어, 있... 오... 야, 이거 핀셋으로 해. 핀셋, 핀셋. 아? 어, 핀셋 가져와서 다행이네. 부르님 막 잡았는데 다리 다 뜯겨 있고 그런 거 아니죠? 이 아닙니다. <laughs> 이게 아래에서 위로만 올리면은 될 것 같아요. 국내 사슴벌레랑 달라요. 힘이 다르요. <laughs> 힘이 달라가지고 와 애먹네. 원래 웬만하면 이러면 나오는데 나왔습니다. 오, 오 물리겠다. 오 와. 크다 크다 크다. 와. 오. 아 이거 그렇게 크진 않네. 7점 몇인데. 우와. 크다. 잡았습니다. 와. 와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슴벌레거든요. 헥서페리 같은데요? 야. 아닙니다. bucephalus예요. 와. 뷰산상 만들었다. 뷰산은 이렇게 직사각형의 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. 펜터님이 막 애먹고 못 꺼내던 bucephalus 사슴벌레를 바로 잡으셨어요. 역시 world class인가요? 예, 한 방이죠. 채집을 갖다가 어, 그 손부르님이랑 하면 질 것 같아요. 선... 오, 엄청 커요. 선물입니다. 손 한번 올려보세요. What is this? 아, female? female. 아. 어, 지금 뿌리 아, 아까 잡았던 거. 물릴 것 같아, 물릴 것 같아. 예, 암컷입니다. 어. 어. 아까 잡았 아까 잡았더니 안컷이에요. 이거 좀더 리뷰해야 된다. 좀 찍고 줄게. 야 지금 사마귀 잡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채집을 하고 아, 있는데요. 어? 모시발러스? 네. 모시발러스가 뭐죠? <gasps> 야 암컷들 있는 거 봐요. 아 bucephalus. 아 여기도 있네. 와. 야, 얘네 좀 소형이에요. 방금 잡았던 친구보다 작고요. 오, 개이득이네요. 이렇게 숨어 있네. 야. 우 와. 야, 이 친구는 아까 친구보다 작긴 한데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앙컷입니다. 이야. 유미야. 와. 와 어, 진짜 재밌네요. 초점만 클릭해서. 인덕이 밥에 같이 넣어서 먹어. 맛있어. 와, 안 나와요. 지금 옷걸이로 쓰시고 있는데 뭐죠? 고객님? 매일? 뭐 잡고 계세요? 나옵니다. 나옵니다. 어, 나옵니다. 나온다, 나온다. 여기 박사님 대사 좀요. 나오고 있어요. 야, 타우루스다. 아이씨. 저희 헌터님께서 나무를 박사님 톱사랑 넙사랑 약간 섞어놓은 느낌이네요 이게 몸은 넙사인데 뿔은 갑시다. 발음이 좀 어렵네요. 유부를. 유부초밥.